just wanna stay in tune for you. I wanna make you swoon. I wish I were. それ悲しい、うん、 여기 못 지나가네. 아, 뭐 하나 없네. 아예 전, 아예 전쪽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구나, 양쪽 다. 와 어, 뭐 하나씩. 감사합니다. 뉴욕 매화스 <laughs>